워크 기가. 보저 네. 한세 번만 돼요. 촬영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매우 뿌듯합니다 처음에는 좀 올 화이트로 약간 신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조금 스트릿하게 좀 편안한 감성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어, 앞으로의 착장이 더 기대가 되고 네, 오늘 이 맵스 요거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옷을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고 어, 너무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<laughs>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이쁘게 찍고 올게요 <laughs> 네, 어, 이렇게 웹스 화보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. 오늘 되게 즐겁게 네, 촬영을 했고요. 그리고 옷도 이쁘고 뭔가 네, 새로운 그런 포즈들도 많이 한 것 같아서 어, 되게 어, 흡족하는 것 같아요. 네,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고 앞으로 웹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리고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불러주시고요 어 그래 <laughs> 그러면 맵스 6월 5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안녕